어떻게 될까? 젊은 사람들은 여론을 무시해야 합니다. 레이싱 모델 겸 아프리카 TV BJ 류지혜, 30, 가아이를 지웠다고 고백한 지 하루 만에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, 2, 7에게 사과했다. 류지혜는 20일 자신의 아프리카 채널의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옳지 않은 표현을 했다며 이영호는 순수한 시절에 너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. 이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점 너무 죄송하다면서 너무 미안하고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 제 가슴 한켠에 그 마음이 남. 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자꾸 술이 취하면 의도치 않게 언급을 하게 들고 후회를 한다.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면서 영어 팬분들에게 그리고 제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. 앞서 류지혜는 지난 19일 아프리카 TV BJ 남순방 송에서 이영호의 아이를 낙태했다고 고백했다. 이에 이영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류지혜와 8년 전에 만났던 건 맞다면서도 어느 날 아기를 지우고 왔다고 갑자기 말하더라.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. 이에 류지혜는 다시 이영호와 오래 사귀었고 서로 정날 좋아했고 사랑했다면서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. 나도 영호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되고자 지웠다. 고 반박했다.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류지혜는 자신의 SNS에 난 이제 죽어라며 스틸록스 수면제 1종 28일치 바닥 어 안녕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 버리라 생각할 게라고 게재한 바 있다.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류지혜는 자택에서 무사히 발견됐다.